어? 이거네. 이거 꽂죠? 뭐? 네. 어디 있어? 이거 이거 음, 제가 센스 없다고 할 거잖아요. 아니야. 막 꽂아도 돼요? 막 그냥. 엄청 바늘로 내린다 빨이딱 꺼봐봐 예. 얹힌 게 아니라 이거 아이를 얹혀준 거야 아, 아, 아 사이드 해 사이드 22그러니 약간 알지 아, 무슨 느낌 센스 있는데? 먹이 보통 어떻게 먹니? 아, 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

이해야 진짜 이해할 것을 만들어 아 의자 의자는 맞다 뭐, 잘했다 잘했다 맞다 됐다 그냥 내가 끝내다 초다 빠진다 초다 빠진다 자 생일 축하해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다 빠진 다빠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초초다 빠진다 다 빠진다 이거 야 초가 맞다 마. 아, 야 뭐야 뭐야. 초가 야 과일 받는다 이거 뭐 와이너 와이너 와이너. 야 네가 가져가야지 케이크는. 내 축하해 정과. 정과 생일 축하해. 아 빨리 먹으라. 야이 초가 왜 이러냐. 불이 센데. 네, 다 녹았어 초가. 고구마 고 케이크인가? 여기 있는 거 못 먹겠다. 아, 좀 수학 케이크 이제 생일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, 여러분. 생일은 그냥 태어난 날. 축복받은 날. 아무튼 방금 전까지 뭐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케이크 뭐냐 와, 와. 뭐야? 야, 뭐야? 몰랐다. 야, 야 내가 난 저 선물이 뭔지 알거든. 너 진짜 저거 안 들고 다니면 진짜 약간 가방이네. 가방이지. 고 가방 말고 그러네. 정국이가 이제 형들한테 선물을 한 번이라도 좀 준비가 된 것 같긴 한데 그죠? 이번에 다 줘야지. 아 괜찮아 일단 일단은 나는 월부터 안주를 했어 나도 그걸 지금 뜯어봐야 되는 거야? 내가 안주는 이유는 딱 하나 야 지금 뜯으면 못 고르겠어 뭘 좋아할지 모르겠어 지금 뜯으면 네 물건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 뭐야? 궁금하면 열어봐야 되는 거고 궁금하면 열어보고 열면 네 물건 버려야 된다 아, 내 물건은 왜 버려요? 어? 열어보면 안다 굳이 버려야 되는 거야? 누가 입어? 가방, 가방 아니에요? 가방? 뭐야, 저도 저 가방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, 내 네, 그 가방. 가방 얘기하는데 내가 내가 소름 돋았던 거야. 네, 가방이랑 겹쳤네. 아. 니저 뭐, 네, 카메라 가방 좀 버리라고 어, 야, 너도 그 의미냐? 예? 저 카메라 가방 좀 내가 볼 때는 정국이는 그래도 카메라 가방일 것 같다 뭔가 된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사줬는데 카메라 가방 넣면 진짜 왼쪽으로 돌리세요. 왼쪽으로. 이야 딱 됐네 잘 어울리네! 좀만 더 유연해야 좋겠다 아, 이렇게 길이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짧게 조정할 수 있어 야, 안, 안에 안에 수납 공간은 많아요? 왠지 왠지 카메라만 들고 다닐 것 같은데? 수납 공간이 부족해 보여 그래 들고 다니수 없지 정과 그래서 형은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가방을 만들었어 그러면 좋은 방법 생각났어 진영은 뒤로 메고 <laughs> 아니 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사오는 거잖아 진영이 분명 가방을 선물해줬거든요? 99걸 줬어 근 겁나 짱짱해요 야! 야 탄이 집혀야겠다 이거 야 겁나 고급, 집으로 만들 수 있다 탄아 일로 와 이거 탄이 집혀도 되겠는데? 안 받았는데? 고양이였으면 좋아했겠다 야생 마시냐? 분장해서 바로 어, 먹어줘야 돼. 치킨 맛있어? 이제 뜯고 여기 먹으면 안 돼. 여기 먹으면 안 돼. 여기 먹으면 안 돼. 맛있어? 앉아. 맛있어, 맛있어. 앉아. 맛있어? 맛있어. 앉아. 아. 앉아. 맛있어? 맛있어. 진짜. 일단 무난 필이요 야씨 우 배부르다 가방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거 그래 종가 저 버려야 돼나 저 버려고 그래. 가방 사준 거야 왜? 네? 야, 너 안에 면 되겠다 야이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. 들어갈 것 같지 않아? 그럼 되겠다 어? 조용 해라 그럼 되겠다 그럼? 아, 가방 안에 가방을 버리는 거지

버려야 돼 그거 아니 카메라 카메라 가방 필요해 너내 아침에 눈뜨면 이 가방 둘 다 없을 거야 들리지 아. 너 저거? 나다 알고 아. 있다 하나 버린다고 하나 더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저요